네, 어, 뉴스를 만나다 순서입니다. 케이팝의 아, 아, 어, 대표 주자라고 어, 해야겠죠.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에 어, 결성 1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. 며칠 전에 아, 멤버 가운데 진 씨가 군입대를 해서 외신들이 어,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.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BTS의 리더이자 아, 또 최근에 아, 솔로 앨범을 내서 주목을 받고 있는 RMC를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RM입니다. 예. 그 예전에 아, 뉴스 스튜디오의 멤버들하고 다 함께 나온 적은 있었는데 예, 한 예. 2년 정도 전에 같이 맞습니다. 나왔었습니다. 혼자 나오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? 예, 처음입니다. 예, 예. <laughs> 네. 왜 웃으십니까? 아, 굉장히 어색하네요. 혼자 나오니까. 예. 네. 그래도 유엔에서 연설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아, 제가 가장 예. 잘할 수 있죠. 예, 편하게 네.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솔로 앨범을 이따가 뭐 또 얘기하겠지만 이달 초에 네네. 네. 내셨고 예, 그렇습니다. 어, 빌보드 차트에서 성적이 좋더라고요. 물론 어.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. 예, 예, 예. 네. 음, 요즘 그 교양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거기서도 네. 이제 MC도 맡으셨고 맞습니다. 예, 솔로 앨범도 내셨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소규모 콘서트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예, 바쁘실 것 같은데 근데 BTS 때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까? 어떻습니까? 어, 네, 여유가 상대적으로 이제 있는 편인데 예. 아무래도 밀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아하. 보통 BTS로 활동하다 보면 이제 팀이니까 제 몫이도 7분의 1 아니겠습니까?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 밀도나 농도가 굉장히 짙은 제가 많은 걸 행해야 하기 때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밀도가 좀 높아진 감이 네, 있습니다. 그 며칠 전에 그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진 씨가 네. 군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리더는 RM인데 진 씨가 형인 거죠? 제가 넷째입니다. 아, 넷째입니까? 아무래도 예. 제 이미지나 이런 많은 이 앞에서 어, 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리더, 아, 맏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팀 일곱 명 가운데 딱 정 가운데 있는 넷째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예. 그 멤버들 전원이 다 훈련소에 가서 이제 익살스럽게 사진도 찍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럼요. 봤습니다. 네. 예, 예. 그 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? 진영은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, 많은 생각과 또 어, 그런 것들을 한 것 같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잘 갔다 오, 잘 갔다 오겠다. 음. 먼저 경험해 보고 알려주겠다. 음. 이런 어, 마형다운 소감을 <laughs> 남겨주셨습니다. 근데 RMC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멤버들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RMC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그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진 씨가 입대한 거에 대해서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? 어, 아무래도 굉장히 참 어,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 그룹적으로도 개인사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뭐 어떤 한 챕터가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? 아하. 뭔가 좀 어쨌든 음, 와야만 하는 순간이었고 또 기다렸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드디어 어떤 이 방탄소년단 BTS라는 그룹의 한 페이지가 정말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어,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지만 어, 또 담담하고 또, 또 먼저 간 진영이 분명히 지금 훈련소에서 잘 아,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담담하고 멋있는 마음으로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. 네. 예. 일막이 넘어가는 느낌이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인상적이네요. 예. 솔로 앨범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. 예. 제가 뭐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깊게 여러 번 좀 들었습니다. 가사도 감사합니다. 좀 집중해서 보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일기장 같은 음반이라 그런지 네. 가사 곳곳에 무언가 RM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좀 뽑아봤는데 네. 예 제작진이 여기에도 좀 준비를 해줬군요. 1번 트랙을 보면 좋은 것과 아닌 것밖에 없던 그때 차라리 그때가 더 인간이었던 듯해 네, 2번 트랙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드리운 그늘 3번 트랙에는 언제쯤 써보게 될까 나만의 신은 살아남느라 잊혀진 드리밍 예, 글쎄요 이게 어, 모르겠습니다. 그 젊은 RM이 느끼는 네. 어떤 혼란이나 갑갑함 혹은 큰 성공 뒤에 오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좀 잘 포착한 겁니까? 아니면 좀 틀리게 포착한 겁니까? 아니에요. 정확하게 예. 보신 예. 것 같아요. 사실은 어, 뭐 일련의 이제 사람들에게 또 대중분들에게 또 이거를 보고 계시는 어, 시청자분들에게 BTS 로 사는 것은 어떤 일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있으실 것 같고 어, 흥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뭐 많은 이제 가수분들이나 엔터테이너분들이 이미 많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 그 5, 6만 명의 함성을 이렇게 뭐랄까요 몸소 체화하고 체험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호텔에 가지 않습니까? 예. 호텔에 가면 굉장히 귀도 먹먹하고 약간의 이명 같은 것도 좀 들리고 굉장히 좀 어,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리고 저 어, 인간 개인의 김남준으로서도 어, 어떨 때는 이런 어, 제가 뉴스에 나와서 또 인터뷰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또 제가 또 집에 들어가면 저는 그냥 책과 그림을 좋아하는 또 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양 극에 대한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어, 일을 항상 제가 집중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 나온 아마 구절들이고 그래서 제 일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게 맞는 해석이었다면 제가 네. 아까 말씀드린 게 뭐, 모든 게 공허함만은 아닙니다만 물론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네네. 예, 그걸 반드시 전제를 해야겠죠. 네네. 네. 기쁨과 보람도 컸겠죠. 물론입니다. 그런데 네. 왜 갑갑함과 공허함이 김남준 씨에게 있었을까요? 뭐 아주 유명한 클리셰 같은 구절 있잖아요.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. 아. 네.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, 있겠습니다만은 방탄소년단 혹은 BTS라는 왕관이라는 것은 어, 굉장히 무겁습니다. 너무 무거울 것 네, 같습니다. 굉장히 네. 무겁고 어, 음, 그러나 너무 또 너무 가, 너무 뭐랄까요 복된 거거든요. 값지고 복되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고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덕분에 제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스스로 인식하려고 해서 제가 기꺼이 좀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어요. 어. 네, 그래서 이게 왕관이 무겁다고 뭔가 불평하고 단지 이거에 대해서 아, 난 너무 우울해, 힘들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 운명에 맞서는 모습들을 네,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제가 찾아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. 처음으로 뭔가 내 것을 만든 느낌이다. 이번 솔로 네, 앨범이. 네, 정확합니다. 예. 네. 제가 약간 좀 비틀어서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, 그러면 네. BTS 때 만들었던 앨범에는 네. 뭔가 RM이 느끼기에 어, 뭔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? 뭐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방탄소년단의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. 당연히 저는 제가 방탄소년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14.2%밖에 안 되거든요. 7분의 1이. 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물론 제가 아무래도 제, 멤, 제 포지션상 많은 제작이나 특히 작사 부분에 많은 메시지 부분에 제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죠. 방사소년단의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또 보여지는 비주얼들이나 그 서사라든지 컨셉이라든지 기획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. 그래서 어, 뭔가 언젠가는 어, 제 것을 해야겠다, 저만의 예. 것을 해야 한다라는 어, 뭐랄까요 의무감 같은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. 근데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너무 운이 좋은 것이 어,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완전히 단단해지고 아까 말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좀 단단해지고 온전해진 어, 어떤 RM이랄까요? 김남준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이 그룹과 그 저 개인의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잘 잡아가는 그런 멋있는 일을 한번 꼭 네,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습니다. 예. 네.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10주년이잖아요. BTS가. 네, 예.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입대가 이제 줄줄이 있다 보니까 네. 현실적으로 그래서 2025년이 되어야만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네, 제가, 본 것 같은데 어, 팬들은 좀 아쉬울 것도 같고 예.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? 그럼 2025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요? 예, 지금 어쨌든 어, 18개월이 어, 기간이기 때문에 예. 기간이기 때문에 <laughs> 당연히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. <laughs> 어, 다만 어, 저희 팀을 믿어주신 방탄과 BTS를 믿어주신 한국과 전세계 수많은 아미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. 이 예.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또 원래 타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우정 타투를 같이 했어요. 7이라는 숫자를 각자 다른 부위에 새겼는데요. 아, 언제 하셨습니까? 어, 얼마 안 됐습니다. 아, 한 6개월 예. 정도 됐는데. 예, 예. 네, 그래서 그 마음으로 좀 아, 당연히 제가 뭐랄까 먼저 속단드릴 수 있, 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.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어,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 보여드리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오늘 참 어, RM 김남준, 김남준 씨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도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. 예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